장비실 뒷단이고요 모니터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NDS가 여기 하나 있고 댐비얼이 네, 이렇게 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온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, 마찬가지로 여기 또 NDS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총 보면 여 대가 이렇게 들어 가 있습니다. 앞에 CMS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네.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